알분의 y 사인 함수 알분의 x 코사인 함수 x분의 y 탄젠트 함수 저희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0부터 시작하는 사인 탄젠트 원점 대칭 분수 1부터 시작하는 코사인 곡선 Y축 대칭인 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 Y축 대칭 우함수